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야야 10년이고 20년이고 썸을 타는 게 좋지 최근에 어쨌든 썸을 탔을 거 아니에요 형이요? 너야 그럼? 너야? 어? 안녕하세요. 스물다섯 살 여자입니다. 운동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썸을 타고 있는데요.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 진짜 썸입니다. 뒤풀이하면 다른 자리 놔두고 꼭 제 옆에 앉고 티나게 챙겨요. 짠짠. 야야야. 막둥이는 물 마시고 잠깐 쉬어 술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왜?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미친놈아 <laughs> 많이 취했네 많이 취했어 많이 취했어 <laughs> 너술 취하면 누가 챙겨 또 나만 고생하잖아 아 알았어 대신 물 마시면서 먹어 그러면서 얼음물을 따로 시켜서 저만 챙겨주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저한테만 택시를 직접 잡아주고 도착하면 전화 달라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평소에도 하루 종일 톡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너 내일 요가하는 날이지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원래 기억력이 좋잖아 아침에 깨워줄게 몇 시에 일어나? 8시쯤은 일어나야지 아 큰일 났네 아 오늘도 새벽 2시에 잘 거야? 일단 아 8시쯤 전화할게 너 그 시간에 일어날 일 있어? 피곤하겠다 괜찮아 너 깨워주고 다시 자면 돼 저한테 이런 건 사귀는 사이에 나는 대화인데 한 달째 이런 애매한 썸만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리숙한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? 아 일단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너 네. 깨워주고 다시 자면 돼 이게 어.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? 본인의 잠을 쪼갠다는 거는 100%죠 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치 맞아, 맞아.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았어 근데 왜 고백을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가 봐 이런 호감을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해 아이 사연자가? 어, 사연자가 음. 술 그만 마시고 할 때 아까 네, 딘디지 아 미친놈아 됐어 아야 아, 진짜 미친이야? 상대가 보기에는 사연자가 아 얘는 나를 남자로 보고 있진 않구나 좀 고백을 하는데 서툰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 음. 나도 약간 비슷한 성향인 것 같거든 완전 내 사연 같아 나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면은 고백 막 이런 거보다도 결혼, 어, 결혼 이런 거보다도 계속 잘해주는 거야 그거밖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차산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주변에 그 친구들 다 집에 데려다 주는 거야 아 일부러 이 사람 이 사람을 때문에? 내 차에 태우기 위해서 정성이다 그봐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있어 이 정도면 대리운전인데? 되게 먼데 어, 가는 길이네? 근데 그 사람 집이 제일 가까우면요? 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주게끔 동선을 짜야지 이것도 근데 방법이다 누가 봐도 이건 동선이 부자연스러워. 그러니까. 그러면 어. 우리가 청담에서 술을 어. 먹었는데 어.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건대사인데 갑자기 일산 먼저 돼 일단. 일산 먼저 가야지. 어 괜찮다. 와닿는다 와닿는다. 아 나 진짜 썸 탈 때 진짜 잘해주는데. 제가 여행을 갔어요. 여행 가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걔가 어디 가봐 어디 가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스팟마다 거기 연상되는 선물을 다 샀어요. 오. 주면서 이제 얘기했지 가는 곳마다 너 생각했어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줬죠 오 어, 얼마나 다 쓸데없었을까 <laughs> 맞아 맞아 정확해 정확해 그래서 이 남자분이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, 그죠? 그런 게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망설이고 어,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 100% 있는데 뭐 뭐, 뭐. 상대방이 갑자기 나한테 보고 싶다 내일 뭐해? 이렇게 딱 오잖아 와 운다 진짜 나 이 결실들이 맺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진짜 아, 그거 너무 좋은데 어, 내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오늘 방송 보고 100명은 보고 싶다 보낸다 <laughs> 지금 어 보고 싶다 하면서 이모티콘 없이 써, 없고 보점 고점 10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 안돼 땀 땀도 절대 넣으면 최악이야 최악 땀땀 어, 최악이야 지금 한 달째 이런 애매한 썸만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뭐 친구들 한테 뭐 얘기만 듣고 또 썸에 대해서 이런 게 또 잘 모르니까 제가 음, 뭐. 친구 많다 친구가 너무 많아 도대체 얼마나 그 썸을 타야 좀 적당한 건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어, 나는 썸을 최대한 길게 타는 게 좋은 것 같아. 왜요? 최대한 길게? 너무 재밌잖아. 뭐 3년까지? 3년 어, 어, 썸 타도 괜찮지 않냐? 병 걸릴걸? 난 썸을 길게 타면 좋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남자분이 너무 잘해주잖아. 노력하고 있는 이게 몸에 벨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지면 이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냐 아. 이거지. 나나 오빠는 이게 진짜 약간 옛날 고대 신화 같은 얘기잖아. 썸이. 이제는. 아 결혼했습니다. 그러니까 야야 야, 10년이고 20년이고 썸 다음을 타는 게 좋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역들한테는 오래될수록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아, 싸움은 한쪽이 그 좀 고통받아지는 순간에는 음... 중단되는 게 맞다고 봐 제가 그래도 요, 여기선 최근에 어쨌든 썸을 탔을 거 아니에요 형이요? 너야 그럼? 너야? 어, 너 지금 타고 있어? 전 원석이 형이랑 타고 있죠 사실 아우 징글징글하다 너도 <laughs> 진짜 썸을 너무 길게 타면 상대가 지쳐 대화나 모든 것들이 진도에 한계점이 있어. 음. 맞아. 음. 밥 먹었어? 오늘 뭐 했어? 어땠어? 이런 얘기만 한 달 동안 하면 질리는 거지. 유휴 기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. 요새도 그런 거 하나 초등학교 때 나는 씨앗 같은 걸 이렇게 심어서 샬레에 싹을 틔워. 이게 싹이 트면 그 다음에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어야 돼.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은 싹은 텄는데 옮겨 담아지지 않는 마음은 소멸이 되더라고. 아, 안 크는구나. 응, 응, 안 커, 안 커. 그냥 그러다가 후루루 그냥 꺼지고 말지. 얘가 이대로 계속 생명력을 갖고 새싹인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는 것 같더란 말이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백을 본인도 똑같이 이제 남성분한테 하는 거죠 내일 요가 가는 날이지처럼 뭐 일정을 하나하나 알고 있고 표현을 한다면 남성분이 알아차리지 않을까 어? 얘도 나를 좀 호감이 있어 하는구나 그치.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고 싶다 툭 치면 아. 끝나겠다 그치네 그냥 나랑 딘디는 어. 약간 야인 스타일 연애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야인? 난 좀 좋으면 고 어.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그 노래 좋아 자 네가 먼저 얘기하면 어떨까? 뭐 내가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 이렇게 누가 먼저냐라는 좀 의미 없는 프레임 때문에 너무너무 파릇파릇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호감을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음. 썩어버리게 만들 것이냐 음. 그냥 뭐 막둥이가 먼저 좀 하면은 어때? 그래서 또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네. 아이유의 음. Blueming. 음. 예, 이제 썸을 타는 관계에서 한 단계 좀 발전해서 좀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. 어?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나의 씨앗설과 연결이 돼. 거기서 아. 이제 싹을 틔우는 어. 거지.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은 나의 손 미묘한 심리를 알까 또집비워 뭐, 이게 즐겁게 없이 보낼 게 사랑인 것 같아 백망송이 장미꽃은 나랑 피워볼래 꽃잎의 색은 우리 맘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가는 블룸 엄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게 잘것 같아 우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화 이것도 봐주세요. 이거! 이거! 이거 이거